뿅 오늘 저는 어디를 가냐 저희 새로운 앨범 자켓 사진 인쇄소를 갑니다 저도 처음 가. <laughs> 야 놀래라 야 갑자기 시꺼먼 거 있길래 자 와보세요 오늘 저희가 어디를 갑니까? 인쇄소를 가죠 네아 너무 기대가 되고 왜냐면 처음 가보잖아 맞아요 어, 과연 우리 앨범의 그 사진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이게 어쩌면 제가 듣기로 우리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우린 먼저 살짝 스포를 할 겸 자 <laughs> 여러분 오늘은 어, <laughs> 오늘 정나인의 스포 브이로그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아주 이쁜 사진들 네. 스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네.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인사에서 만나요 네. 뿅 데이 나인 아뭔 데이 나인이야 와 저희가 드디어 인쇄소에 대나인 네, 도착 드디어 <laughs> 야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오뭐 우와 우와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맞아요 다른 보안이 철저히 돼야 돼. 네. 아 유정 어, 뭐야 아, 유정이다 어 이거 그러면 잠깐 짧게 이렇게 보이셨나요 혹시? 이렇게 우리 사진이 호호 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거요? 이정씨다 드디어 우리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보시면 안에 저희 사진 있거든요 오마 여보세요? 네. 예, 예. 네. 아, 예, 예, 들어가세요. 어, 아, 예, 예. 들어가, 들어가네. 헐.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저 안에 보면은 색깔이 입혀지고 있는 지금 지금 여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내가 말한 이게 약간 도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어 얘네, 얘네가 절로 가서 색깔들이 입혀진대요 하나하나씩 뭐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이 입혀진다고 하네요 어, 아, 저렇게 판이 지금 들어가죠? 아, 색깔이 다 정해져 있네 어. 빨색 주황색. 여긴 주황색이고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아까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하나하나씩 가면서 색이 점점 입혀지나 봐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해요. 오, 돌아간다, 돌아간다. 와우 드디어 이거 보세요 오, 오 유정스 와우 전해요 이거는 저희가 티저에 나왔던 거고 요건 또 비슷한 느낌의 와 단체 사진 이야 정나이씨 이야 이 친구 여기서도 먹고 있네요 야 이리에 오 이번에 키를 좀 늘려줄게요 아다 소도 만들었다 내가 고맙다 해라 나한테 이 친구들은 답지 컨셉이라 이날 뒤집어서 천장에 붙어서 찍었거든요 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죠 이 친구가 상당히 괜찮네 뭐야 이아 이거 이 친구 잘못 나왔다 이거 인생 잘못됐다 이거 뭐야 왜요? 잘못됐다 이거 뭐? 이 친구는 지금 네 이게 어? 네 이게, 방금 이거 습기는 수분을 공급해 이제 수분인가 아, 니면 그쵸. 이게 탄대요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이게 수분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스키를 먹으면은 아, 아 가라 그러자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정말 빠른, 빠른 시간에 후다닥 보고 왔네요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어 이런 뭔가 컨셉 자체가 뭔가 청순 섹시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되게 막 햇, 햇살 이렇게 채광 좋은 데서 찍고 이랬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는데 또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저기 방청 계기세요? 우리 라이온한테도 이제 곧 이렇게 멋진 사진들 공개할 테니까 우리 이번 앨범 진짜 작게 정말 기대 많이 해줘서 좋으니까 라이온 우리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날씨 조금 더 따뜻해지면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 라이온 기대 많이 해주세요 뿅